수원이 놀터 안녕하세요 수원이에요 오늘은 바나나 우유 시키시 햄찌 짚놀이를 해볼 건데요 저번에 몽실이 딸기 우유 놀이를 했잖아요 그거는 좀 비슷한 그런 놀이 같아요 햄찌를 꺼내줄게요 그리 다음에 짝짝이고 열어주면 짜잔! 오! 힌트야 먼저 씻자 먼저 비누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뽀글 비누도 우유예요 귀엽네요 시옵시 이제 나와서 옷을 입어보자. 그 다음에 모자. 이제 가보자 햄찌야. 햄찌야 밥 먹자. 똑. 똑. 똑. 먹어. 햄찌 맛있니? 우와 금방 먹네 잠옷으로 입혀보자고 여기 잠옷인데 노랑노랑 하양하요 아주 예쁘네요 여기 이게 안된데요 여기 안돼 라고 써있어요 듀얼있어 뭐가 부족하다고? 아 인형은 꼭 안고 자야 되지 잘자 불꺼줄게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햄찌 햄찌 햄찌 꿀꿀 따라가자 햄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